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.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블랙 사파이어 포도 와 <laughs> 약간 가지처럼 생겼죠? 근데 포도라고 해요. 씨가 없대요. 그리고 껍질째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깨끗이 세척을 해왔습니다. 엄청 달아요. 장난 아니에요. 너무잘 먹었어요. 와, 당도가 상당하네요. 그리고 과즙도 팡팡팡 터지는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. 좋았어요. 여러분 그럼 전 가볼게요. 안녕. 어제 사랑해요.